매일 처먹고 자고 그게 다 돈이야 내가 갚을게 아형너 진짜 그 돈 알았어 너 등록금 좀 어디서 나 친구 잠깐 빌려줬어 지누라고 가게 자주 오는 손님 있어 야 김희영! 오늘까지야 돈 오면 갖고 사람 피를 말려 아주 씨. 너 뭐야 이 새끼야 진우 아세요?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야이 석호